그러면 우리 골반을 좀 맞춰내. 네, 네. 골반을 맞춰볼까요? 퍼즐 맞춰지 한번. 다리 그냥 가볍게 풀어주고. 네. 어, 평소에 불편했던 골반 쪽으로 한번 다리를 넘겨줄 거예요. 네. 다리를 이렇게. 네. 그다음 근데 이거 기억이어야 돼요. 인으로 들어가도 돼요? 어, 뺄까요? 어, 예, 조금 빼주세요. 일시적으로. 아, 괜찮은데? 어, 골반 많이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어도 지금 살짝 엉덩이 살짝 떠 있거든요. 네. 그래. 어, 엉덩이 붙어야 돼요? 엉덩이 둘 다? 네. 아니, 둘다 붙는데? 네. 네. 그게 골반이 살짝 틀어져 있으면 원래 사람이 오래부터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골반을 맞춰낸 상태에서 네, 가볍게 잡고 골반 잡고 아, 이렇게 들 두개가 똑같이 나왔 들고 내쉬면서 내려서 오. 어, 어, 아, 파 아. 아니, 호흡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호흡 마지막 한번달 할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놓는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가 옆쪽으로 갈 겁니다. 자신의 발목 앞쪽으로 가서 자신의 아. 팔꿈치 조금 더 밀어내면서 앞쪽 마지막에 부드럽게 올라오는건데요 우와, 이번에 어, 발끝 을져 잡아낸 상태에서 가볍게 들어줄 거예요 발끝의 방향이 하늘과 완전히 일직선 되실게요 어, 선생님 지났는데요? 어, 지났어요 다리 풀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